DAY6의 Kiss the Radio 2021년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꼬미랑 밴드 LUCY 분들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아, 또 멋진 라이브 언제나처럼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We Are Young을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곡도 또 커버를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이 드럼 low tom 요거를 또 가져와 주셔가지고 곡의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나지 않았나 진이 밴드들을 보면 밴드들만이 가진 그런 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몇시 분들 덕분에 저도 진짜 맨날 장난치고 함께 웃고 떠들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따가 클로징 때 한 30초 정도 빈다고 해서 그때 어, 아까는 다 같이 부르긴 했는데 그 위어이 형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니까 또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Mm-hmm. tonight. We are your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So 이건 조금 높게 잡았나?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다가가니까 Tonight, tonight 어, 끝났구만 Tonight We are your heart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Saturday.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DAY6의 Kiss the Radio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꽃미남 밴드 LUCY분들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또 저를 즐겁게 해주셔서 LUCY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신청곡으로 <laughs> 그 We Are Young을 신청곡으로 했었죠. 그걸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라서 아까 같이 부르긴 했지만 한번 살짝 불러볼까 합니다.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오늘 끝곡으로 저희는 폴킴의 찬란한 계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DAY6의 Kiss the Radio 저는 DJ Young K였습니다. 오늘도 데나잇 하세요. Good night. 굿나잇.